퉁 리허설하고 2시 45분 너는 이거랑 본거 녹화를 끝나고 이제 왔는데 피디님께서 앞에서 기다리시더니 녹화 한번 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 날짜까지 잡아주셔가지고 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무대를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하게 돼가지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되게 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 멤버들이랑 하는 게 더 좋죠 그럼요. 훨씬 꽉 차잖아요. 꽉 차보셔요? 이 옆에 봐봐요. 얼마예 이거? 네, 이따가 입금하세요. 여기요. 아, 드세요. 잘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체력을 잘 비축해야 됩니다. 홍삼! 홍삼을 맛있게 먹어서 이게 널리 퍼져서 홍상 광고 들어오면 참 좋으린 이겠죠? 아니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지 시원해요 Thank you, thank you. 힘이 나요 홍삼 드세요? 아 홍삼 요 연락주세요 임팩트입니다 스타디국으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어, 저희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가 들어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홍삼 광고 힘이 난다고요 어? 우와 이거 됐다 너무 쓴데? 아니야 몸에 좋은 건 써. 오 되긴 해. 보는 재미와 아, 듣는 재미가 아마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되게 기대 많이 해주면 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댄스 브레이크를 하신다는 네네.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시죠. 통통통 파이팅! 댄스 한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Go! 아 힘들어 아니야 와 무사히 드라이위어선 잘 마쳤습니다 근데 워낙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저희는 저희 거 무대 준비한 거를 열심히 이제 솔직히 이거 불명 바지로 와주신 우리 판정단 여러분께 그 소중한 발걸음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서 컨셉은 이제 저희가 어 약간 뉴잭 스윙 장르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무대에서 굉장히 좀 신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흥이 나는 보면은 막 춤추고 싶은 그런 에너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오행시요? 갑자기요? 다 했어요? 아니 네가 처음이야 해보겠습니다 불, 불, 불행한 나의 인생 후회 없이 살다 가겠다 의리! 명곡을 임팩트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프들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망원동이요 망원동에는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망원 시장이 있어요 뭐? 시장에 닭강정이 굉장히 맛있고요 그 시장 아 사실 휴양지를 많이 안 가봐가지고 저 휴양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가보고 싶은 곳은 상희 형이 좋아하는 동남아 쪽으로 여행 가보고 싶어요 상희 형이 맨날 저한테 쉬러 갈 때는 동남아라고 동남아 꼭 가야 된다고 형 어디였지? 발리? 말레이시아를 좋아요 말레이시아 아, 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쉬러 뭔가 맨날 외국 가도 막 일하러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리나 아, 네. 말레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laughs> 말 말이 필요합니까? 레몬처럼 상큼한 이 나홍재를 보십시오 시 싫어 싫다네요 아쉽습니다 완벽했다 coisa? Sorry, sorry, sorry. Since you got it all, you make the call. 노래할 괜찮지? 자, 훈제 작곡 교실. 어제는 아프지 않요 예. 어, 크리스 브라운 말고 난 괜찮아 키가 작아도 다 작은 건 아니야 눈은 크니까 네 저희가 사실 그렇게 준비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뭐 어쨌든 막 밤도 새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또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가수로서 예의고 항상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섯 명이서 다 같이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뭐세요? 우와! 재능, 재능 없으세 우와! 저는 이제 한번 이제 부의 명곡 무대를 하고 왔었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또 이제 좋게 기회가 돼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대를 되게 한, 3, 4일 정도를 밤을 새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습했었던 것만큼 무대에서 다들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무대도 또 굉장히 신나니까 그중분들께서 제가 저번에 했던 무대처럼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멤버들이랑 되게 재밌는 무대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팩트가 이 불의 명곡 무대는 처음 서는 건데 어, 긴장도 되지만 다 같이 멤버들이서 멤버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 다 같이 즐기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즐거운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내려오고 싶, 습니다 아, 네. 네. 어, 긴장은 아직까지는 좀, 아, 괜찮은데 네. 이따가 왠지 대기실에 가면은 좀 긴장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토크 할 때 긴장이 좀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토크도 한번 재밌게 태호 형만 믿고 가겠습니다. 왜? 네네. 네. 태호 형이 예능을 잘하기 때문에 태호 형만 믿겠습니다. 짠 이렇게 박미 선배님, 네, 박미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인시티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네 이렇게 박미 선생님 편에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 많이 건강하셔서 아, 또더 많은 그런 음악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과정은 되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저희가 무대 올라가서는 그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아 임팩트 때문에 너무 재밌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어깨도 으쓱으쓱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텐션 높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